가자 닭가리 치킨 먹으러 가게 오픈도 안 했어 했어 오늘 레시피 새로 만든 거 테스트 하신대 너도 갈 거지? 가야지 봐봐 이번에 새로 개발한 레시피인데 이거는 약간 매운맛이고 이거는 아주 매운맛이거든?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와, 진짜 존나 맛없어. 음, 이거는 음.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거.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하냐? 진짜야. 한 번도 안 맡아본 냄새니까 그게 시체 썩는 냄새지. 뭐 엄청 심하게 나온 것 같던데? 응. 엄마, 바꿔. 그렇네. 여보! 야, 아, 씨발, 그만 먹어. 진짜 이상해졌어. 넌 어떻게까지 그러냐.